그대 보내고 지는 별빛 바라보는데 그대 떠나 보내고 가슴 잠결하듯 지울 수 그대 보내고 아주 돌아와 술잔 앞에 앉아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이라도 추처럼 스치며 지나가고 쓸쓸한 바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해 <laughs> and knock, knock, knock, you and Oh! Mouth mouth, cause ground. Oh, Okay, okay. I can't shoot down anymore. ななな